멍시가 넌 도라이로 크면 안돼 멍시가 거기 갔지 마 야, 일로 와 나와 나오라고 너 어디 6일 들어가 있어 미쳐가지고 야 나와